just the two of us Building castles in the 감사합니다. Oh, I love to climb a mountain and to reach the highest peak, but it doesn't thrill me half as much as dancing cheek to cheek. Oh, oh, I love to go out fishing in a river or a creek, but it doesn't when we're out together dancing, when we're out together dancing, to Des nuits d'amour à plus fini Henri qui prend son sa place. Les ennuis, les chagrins, ça passe. Heureux, heureux. Ah. d'amour, d'amour, de tous les jours, et ça me fait quelque chose. Il est entré dans mon cœur, une pas de mon âme, dont je connais la cause. C'est lui pour moi. aperçoit. Alors j'ai sans en moi. Let me see what spring is. I got you. 너무 멋있었어요 아, 저 칙칙칙 유튜브에서 봤는데 실제로 봐서 너무 되게 좋았어요 <laughs> 들을 때도 네. 너무 좋았는데요. 어, 실제로 들으니까 더 마음에 와닿고 네, 너무 좋습니다. 아, 네. 어, 진짜 어,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었고요. 제가 그분을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laughs> 너무 좋았습니다. 찍겠죠 노래 제목도 말해도 되나요? 저스트 초스라는 노래가 너무 좋아서 앞으로 이 뽀뽀이분들의 음악회를 더 자주 찾아뵙고 하고 싶습니다 작가님 저 목소리가 음색이 정말 너무너무 좋으시고 연주자분들도 너무 고퀄리티로 정말 이거를 이 돈을 내고 봐도 되는지 싶었어요. 뭐, 너도 말해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어, 안내방송 도못 떨렸어 안내방송 이렇게컴퓨터에서 안내방송 cuando cae 화이팅! 야 화이팅은 하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잠시 후 공연이 시작됩니다. 공연이 시작됩니다.